안녕하세요 박봉영입니다 Hello guys This is 봉영팍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렇게 예, 영상으로 갑자기 찾아뵌 거는 올한 해 2022년 한 해 동안 예, 저의 유튜브 컨텐츠 거의 대다수가 로스트 아크에 관련된 거였는데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Yeah, today I'm here because I want I wanna say really appreciate it for this year for enjoying my my YouTube contents. Yeah, it was almost about uh, sorry for my English. Yeah, it was almost everything was about Losark. Really appreciate it and yeah, so I'm here because I wanna say thanks to you.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셨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재밌는 그런 영상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your 2022 was beautiful, and I hope your new year will be awesome. And also, I'm gonna do my best for making great content and fun, entertaining, and live streaming. Mm, so, yeah, really appreciate it. And Happy New Year, guys! Happy New Year! Then, see ya! at the next content. 그럼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